몰라가 무슨 뜻이야? 어라 어라라라라 어라라 몰랄라 몰랄랄라 몰랄랄라 몰랄라 몰랄랄라 몰랄라 진짜 오랜만이네 자 어디 갈까요? 평화로운 곳 갈까? 체르노빌 가자 아니 거기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아무도 안 가잖아 여기 같은데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 뭐야 안 부서져 있는데요 체르노빌은 이렇게 생겼구나 마왕님 이상해요 저 손가락이 7개예요 아니 그 정도면은 엄청난 치유력 아닙니까? 아니 관람차 어디 갔냐? 아우 아우 너무 잔인한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 표정이 너무 자기나잖아 아 이런 거 못하겠다 저거는 진짜 사람 주는 거 같아서 못하겠어 와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 게임인데 너무 잔인해 다운아토 날 것 같아서 못하겠다 아 방금 진짜 속 울렁거려서 진짜 불쾌한 게임이네요 안 할래. 지나간다. 스파이크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. 동반자가 처치됐다.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보지 말자고! 간 네,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오 나이스. 신놈인가 진짜. 뭐냐 대체? 야 이 개새끼야. 아, 미친 또 비가 진짜. 저거. 왜 나한테 지랄이야? 뭐라니? There's nothing there. Moim? 하지 마라 진짜로 뒤진다 오이 야! 문 잠그고 싸이 자식아 미친놈 아니야, 진짜. 서로 놀란 것같은애가 개웃기네. 나 뒤졌어. 야, 너 탄창 빠져있어. 풀렸는데요? 땡큐, 땡큐. 야, 싹 죽는다. 위로 위로 아 미친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? 저 개구 주인 폴 가이즈 프로게이머가 있었더라면 아마 내가 나가지 않았을까? 이거 봐봐 에스틴 진짜 겁나 잘합니다 싶서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한명 남았습니다. 세 번째. 내 몸값이 더 올랐다. 그 입만 담물면 브리치도 꽤 엄청나지 뭐야. 뭐지? 대장전 중. 님들 큰일 났음. 나 화장실 갈 거야.